네, 안녕하세요. 작곡가 전 프로듀서 어, 배진열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이번에 어, 온리온 오브와 어, Off Angel이라는 곡을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. 어, 이 곡은 제 어, 피아노 음반 어, Walk in November라는 연주곡을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보컬곡으로 재탄생시킨 곡으로서 온리온 오브와 함께 작업을 해봤습니다. 러버저한테 노래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알려줬는데 음, 잘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고 습니다 아, 저게 아니라니까 아, 진짜 아형 완전 좋았어요 방금 러브씨 어, 예. 아 그래요? 방금 진짜 아, 최고였어요 최고야 아,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, 처음 메인 보컬이 나요 네. 온리오고 어,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좀 멤버들이 전부 다 밝았어가지고 용사도 마, 마, 마이크가 좀 많이 높은 것 같은데 형 형 녹음하는데 말 걸지 <laughs> 그 점이 좀 약간 인상적이었고 예. 그런 밝은 친구들이 이렇게 좀 약간 슬프고 또 절제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감정 표현을 해야 하는 곡을 잘 소화를 한 것 같아서 예. 아 너무 슬프다 아. <laughs> 너무 슬퍼 약간 덜 슬펐으면 좋겠어 아, 부르는 모습도 좀 슬프다 좋직히 아. 오케이 좋아요 잘했어요 네, 예, 나와요 발라드여서 그런지 중간에 이제 곡을 연습할 때 감정이입이 좀 잘 되더라고요 좋은 곡 진짜 감사합니다 준지 울었어 지금 오랜만이야 어 준지 지금 웅크 패고 있어요 큰일 났어 애들이 지금 사실 뭐 운영 오브 그 곡 이제 의뢰가 들어왔을 때 어, 강한 비트의 음악이라든지 어, 내가 많이 했던 그런 음악들을 했어야 했나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저는 운영 오브가 처음으로 이런 형식의 곡을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원했었고요 이런 이런 지금 발라드 어떤 류의 음악은 지금 처음 지금 네, 녹음을 네, 하는 거 아니야? 네, 네 이렇게 완전 음, 음, 잘한다. 와, 맞아, 네, 어. 네, 어, 저, 저는 어렸을 때 진짜 그 네이니즘이랑 1살1살 아니, 규빈이 형 22살이에요 이런 곡을 통해서 앞으로 더온리오의 음악적인 스펙트럼도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, 제가 듣기로 그 규빈이랑 나인이가 음, 곡 작업한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지금 친구들이 아직 어리니까 예, 좀 더 이제 기본에 충실하고 더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음악적인 뭐 장비라든지 뭐 VST라든지 기기들 공부하고 스스로 알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기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린 친구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좋은 음악을 많이 다양하게 예, 듣는 게 제일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항상 베이스로 가지고 어, 음악을 작곡하면은 어, 또 실력 있는 또 좋은 뮤지션들이 아티스트는 네,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녹음 네. 뭐 잘했고 아, 다 이제 잘 완성해가지고 네. 어, 좋은 또 온리언 오브의 하나의 또 곡으로서 와. 자리매김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, 다음 댄스 타이틀곡은 내 곡으로. 아, 고맙습니다.